너 문득 들이지 마라 네가 뜯는 곳이 おっ 그냥 써? 뭐 어때? 고정만 되면 되지 아주 여러분 치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겠죠? 오늘은 솔직히 뭐 노래를 부를 생각은 아니었고 응 음, 치킨 먹는 건 좀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봉 먼저 음! 음. 더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내가 먹기도 편해. 음, 뭐라고? 아 밤이 뭐가 괴로워요 밤이는 지금 맛을 몰라서 이 사람 음식의 맛을 몰라서 괜찮습니다 맛있어 맛있네 깔끔하게 맛있구만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나 그거 봐야 되는데 그 요즘 엄청 핫한 거 뭐지? 글로리 글로리 더 글로리 그거를 봐야 되는데 很好吃。我们재밌는거 어, 음. 여기 다리가 좀 작다 몇호 쓰는 거지? 아닌가? 좀 짤, 잘라서 그런가? 음 맛있죠? 맛있다 <clears throat> 음. 실시간 인기 피지컬 나왔나? 어 나왔네 피지컬 봐야 되겠다 배고프면은 뭐 먹어요 야, 공 만들어. 이제 팔 힙부터 올려야 돼, 힙부터. 엉덩이부터 올려야 돼. 내가 몸로 가야 돼. 응.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야? 아! 뭐야? 아, 에이전트 H님 지셨나 보다. 힘이 안 들어가지고 와인 못 버틴다. 에이전트 H님이 선생님이 조금 빠지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나갔을 때, 어, 뺄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테이트님이 질줄 몰랐어 와 이분들 보면 난 일반인들 잘못만 봐 제가 에이전트 H님을 씹어먹고 이렇게 해서 죄송하네요. 기왕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된거 남아있는 닭가슴살을 제가 자글자잘 씹어먹겠습니다. 뭐 제가 모자라 탓이지 머리 이게 생각다 괜찮은 말이 없는 법인데 이렇게 빨리 집에 가야 되지 안돼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B 이대호 피했다. 피해는 지금 1순위. 음. 밤이 지금 저기 초록색 레이저 보이시죠? 저거 지금 소파 사이로 들어간 적이 긁고 있어요 내 네, 피지컬은 실전에 활용도 높은 그 폭발적인 힘,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되고 있 42위 윤성기 대결 상대는 지목해 주실까요? 떨고 있다 성기치와 항상 긴장시 저분한테만 지목 안 당하면 된다 바로 계속 덤벼 제가 뽑지 마라 제가 할 때는 거의 뭐 빼간 상태여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서 보고 막 했는데 오 <laughs> 가서 투기 그 아, 네. 입술 겹투기 음. 처음 보시거나 하면 정말 운동을 얘가 하는 애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케이지 안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눈빛과 뭔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반전이죠, 반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대현님. 네. 어, 반갑습니다. 아, 나벽기 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네. 엄마 그만해라. 제가 그아 반들 무에서 맞아요. 기력이 나옵니다. 한인 걸로만 봐서 조금 낭만하게 보실 수 있지만 정말 호락호하지 않을 겁니다. 재밌게 봅시다. 지금 이거 나눠주고 싶지 않냐고 아미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 나눠줄 수가 없어. 어. 아 근데 벌써 배부른데? 저축 기 브라질리아 기획을 눈 앞까지 좀 놀랐잖아 아마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진짜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1대1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개싸움이다 1대1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이기까지 했어 아이언맨의 보자 여기 그 생명삼각 좀 봐. 체격 차이가 많이 나네. 이거 어떻게 하냐? 끝까지 들고 도망갈려나? 같이 걸어 같이 걸어. 케이스 포함하는 게 있다. 아 저기 3분 어디는? 체력 빠지고 기다리는 거. 놀이고 있는. 냉수 네, 같아. 그렇게 역시 도끼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와 진짜 아크박감 존나 많이 겠다 핑크핑도 누나는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하게 맞긴 한것 같아 누가 봐도 근력은 안 되니까 끝까지 한 번 도망다녀보자 맘먹고 잡아야 그러니까 파워가 정말 느낌이 저기서 그냥 팡 치고 나가면 굉장히 그때 내가 힘을 안하니까 도망간다고 안 잡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가지고 지켜보고 나가고 내가 그냥 이분 이제 보여줘! 와, 진짜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어? 어? 와, 와, 무서워. 잡히면 죽는다. 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피지컬 100 보고 있습니다. 와, 슬렁 선가 들어버리려고 와 등근이 오빠 장난 아니야 그거 보고 등까지 와 아. 깜짝으로 보고 방금 종이만 해 뭐 어이가 없어 지금 저거 안 뺏길 거같습니다 못 빼, 못 빼. 이제 못 빼는 거야?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아, 꼼짝도 꼼짝도 아, 왜 꼼짝도 안 할까? 저 어떻게 때문에 너무 놀리거든요. 와. 구멍이 없잖아, 끝에 구멍이. 할수 있어! 저 어떻게 비고 뭐야? 우와 공에 붙여 있었어요 공에 뭐라고 일어나 렇게 와와 괴물이다 또 개인데 또 개인데 와 스트레스 말이 안 된다 개무서워 우와 와. 있었어요. 이 경기장 승자는 윤성민 참가자. 배불러. 너무 많이 나면안 돼. 배불러. 던시더라고요 치킨 남은 나 이렇게 이렇게 남았어. 다시는 <laughs> 경험하지 않은 경니다아 배불러. 나몇 조가 먹었지? 몇 개 먹었지? 예상대로 아, 잘 됐던 것 같아 와 아,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부럽다 A 경기장 홍범석 조진형 좀만 더 먹을까? 그래도 메인 중에 하나야 이름 홍범석 다리, 다리인가? 제기 좋은 건데 왜이 이게 봉이고 이게 다리고 어 얘가 다리가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 우승을 차지했고 밀리터리 서바이벌에서 좋은 모습으로 아 다리네 이거 어, 이게 다리인가아 네, 네, 홍범석 어? 대결 상대를 지금 대결 동선 누구 선택하냐? 제가 사진 됐을 때 너무 아쉽고 또제 능력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본게임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가야겠다 고민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동성이 누구를 정도? 어떡하지? 저 뒤에 큰 사람 많아 오 설마? 와 맞에 체력 훨씬 보자고. 아, 와. 저기 와 보니까 꽤. 오 뭐야? 와 이거. 와 아까 하시네. 와 아까. 와 진짜 크다. 뭐 팔뚝이 이제 뭐 두세 장 많았으니까. 음. 네. 아. 와 대단한데 저기 약간 좀 느꼈습니다. 저는 41살 스트맨 우승자 조진현입니다. 뭐 전체적인 사이즈가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은 20인치고요. 발톱 또한 21인치 정도 되고 허벅지 20, 3 1인치입니뭐 목이랑 네, 네, 팔 쪽이 그렇게 비슷하다고? 왜 이제 꼽지 이상해요 제 왜냐면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등치 큰 사람이 저를 뽑아갖고 뭐딱 꼽지 생각했지 그런 분들이 저를 뽑을 사람도 못했어요 사실 네. 지목권을 가진 홍범석 참가자 원하는 경기장을 아니 나는 나는 그냥 진짜 TV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댓글 올라가는 게 계속 보여 뭐 나는 TV 보는데 뭐 무슨 말을 보내시는 거지? <clears throat> 음. I'm watching the 피지컬 원 헌드레드 어 물려 이제 치킨은 딱 먹기 전에 와나 이거 진짜 다 쓸어 먹어 다 다, 다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 못 먹어 왜 그럴까 음 아 맛있어 밤에는 제가 좀 밥을 아침 저녁을 좀 늦게 주는 편이라 왜냐면 제가 막 엄청 일찍 일어난 편이 아니어서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이게 <coughs> 아, 이제 곧 줄 때 됐네요 음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 前でした。 형님 네, 여기 맥주 하나만 더 주세요 <clears throat> 호 배불러 다이어트 중이야 너 때문에 더 미안합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야 돼요 매일 3개랑 60마리만 너무 배불러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남겨놨다가 그거 먹을까? 이거 밥, 밥해 먹을까? 약간 그 치킨 마요 덮밥 이런 거 제가 또 요즘 판 요리 하거든요 날아다닙니다 장난 아니야 아 일단 맞아 맞아 봐야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하겠습니다. 스피드, 근지구력, 순발력 불리한 하나 있었어요. 힘. 음. 공만 차지하면 승률은 진짜 100%다. 저는 근력이 그 좋잖아요. 그 생각에 서 무조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챔피언, 챔피언 대 와, 여기 힘냈으네. 공공 좋아해! 저진이! 필러나? 와아 놓쳤어. 아왜 그 그게 놓쳤대. 어? 아이고. 엄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서 집중해서. 웃자냐 두번째 작전 실패했어. 오해는 달리기가 빨라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되자. 뭐 잘못됐다. 제 실수 경우야. 와, 어떻게야? 이게 변수가 많이 나. 원래 이런 느낌이 안 왔으니까 고른 사람들은. 체력 빼야 돼, 체력 빼야 돼, 감사가. 체력 차이 뭐야? 내가 물에 아니 차피는 무조 아무리 홍원 씨가 여기 탑이라고 해도 아빠한테 잘 다를 것 같아 와 잘못 골랐다 어. 사람만 잠들기 때문에 공은 놔두고 그냥 사람만 무조건 공치기는 좀 되나 아이가! 와 무서워 왜 저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도 모른다 그때 근데 저 공을 뺏어도 다시 뺏길, 뺏길 것 같은데. 와 와, 빠르다. 아니, 이건 내가 아니라 앞으로. 네, 어떻게 가든 이 아. 이고 빈트는. 윤희정 잘한다.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5천 안고워딱 끌어 안고 어. 와우 와와 1분 오늘 아침 손 땀이 나는데 50초! 어, 더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 나가지 마, 저까지 지켜 와. 이거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야! 그냥 잡아가 잡아가! 스스로 맞춰! 안녕 먹어라 안녕 먹어라 엄마 붙여봐! 어제 볼까 그냥 붙여봐 그냥 붙여봐 와 민우님 이용해서 땡겨야지 와! 어! 와! 경기 5초 아, 남기고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갔는데 태어나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종이짝처럼 날아갔어요. 판을 처음부터 계속 부딪혀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을 뺏어왔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밖에 안 되나 괴물을 본것 같았어요 세상에 정말 강자가 많고 함부로 어디 가서 <laughs> 까불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 거 보고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와 그런 광기 그런 살벌함 진짜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손을 못 쓰고 허망하게 가버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가는구나 누구나 갈수 있구나 결과를 발표합니다 A 경기장 승자 조진영 아자네 그보다 붙고 이겨서 자신감 조금씩 됐습니다. 네. 다음 경기가 이제 기대될 뿐이고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성장할 도록 해야죠. 네. 와. 몸 진짜 이쁘다. 너무 잘 받아. 아저 아빠를 받아. 내일 경기장 승자는 안다정. 우와. 우와. 우와. 오. 우와. 와. 레슬링 다 알아주거든요 어 저분한테 덤빙이 안 되겠다 6 0 해결 상대를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레슬링 너무 빡센데? 저 잠시만요 이거 좀 가져올게요 별로 선수 다은이 유도 선수 크로스핏 하는 하얀이 처음 배거든요 50명만 올라가고 쉽게 올라가고 싶어서 깡민이를 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민 음. 수연사 저기 진흙탕에서 재밌게 놀아봐요 예비역 중사 깡미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됐습니다 아!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됐습니다 중사까지 알았구나 등차 진짜 전투네 본인이라서 뭔가 전투가 너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쉽게 이길 수 없어. 아 근데 레슬링 진짜 한번 붙어보자. 엄청 을 다하는 특전 여군의 면모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어이 뭐야 오. 오. 뭐야 그냥 붙는다고저 냅두고? 오. 음. 야 레슨이 뭐야? 아 이거 근데 레슨 선수네. 안돼. 오보다는 몸싸움 좀 하고 지치게 만들고 싶어요. 오늘 버티네. 근데. 그러니까 누우면 끝날 것 같은데 누르고 있어야 돼 누워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처와 미친 와 뭐 재밌다. 야 아, 역시 레슬링이구나. 재밌다 재밌다. 레슬링 그렇게 무서운 운동인 몰랐어요. 아, 레슬링에서 안 된다는 거죠? 레슬링 하는 사람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 경기장 승자는 작은 시 참가자 장갑이 있어야 되고 어, 뭐 다리 막 수줍어가지고 막 아, 아, 아, 참, 아, 아, 아, 아, 아. 막, 어, 되게 좀 따라해답지 못한 느낌이었어가지고 어, 남은 분 중에 본인이 여기서 제일 강한 것 같다 와우 역시 역시 다른 줄 알아 아, 잘하 진짜 잘하고 싶다 본인이 여기서 존나 강하다 너무 강하게 하는가 봐. 뒤에 형님들 남아 계셨어야 되는데. 같이 어떨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와우. 조태형이다 조태형. 역시 남자다. 너무 강하네. AFC 웰컴 챔피언 이상입니다. 지금 전자로 7.6승 1패 의 파이터고요. 포기하지 않는 그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뭔가 밋밋한 존나 강한 게 뭔지 모르시구나. 내가 가르쳐줘야지. 존나 강한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일 센 사람 나오라 는데 진짜 존나 센 사람 나와가지고. 할 말이 없네 아, 반대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존나 강한 사람이 나왔어 근데 내가 이겼어 존나 멋있잖아 자세한테 다 저한테 뒤졌으니까 A경사 뻘컵 김상우 와저 어, 아, 진짜 재밌겠다 뻘컵도 저거 뭐 보러 가야 어 봐봐요 먹다 보니까 얼마나 뻘컵했는지 한번 보여줘 와 먹다 보니까 다 먹어요 진짜 어? 어 여유있게 나오네 그렇게 진짜로 없죠 그냥 그거 너무 행복했 남들이 얘라고 했을 때아니 진짜 뭘,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좋아 좋아 아무튼 어, 아 뭐야 신경이 좀 아시겠습니다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에이 부딪힙시다 한번 부딪힙시다. 잘좀 먹겠다. 잘좀 먹겠다. 붙일 수밖에 없어. 붙일 수밖에 없어. 아, 못려고하고 있어. Let's go, l e 아, 상욱이 편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일부러 시간을 흘려보는 거 그렇게 3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체력적으로 절대 못 버티겠다 해서 내가 스포트를 달리면은 내가 3년 동안 과연 한 번은 안 붙잡힐까? 일본 가까워졌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떼쓰려고 했던 거지 이거지. 하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재미없으니까 예. 안 뺏길 자신감 있었으니까 진짜 <laughs> 절망 진짜 저거 뺏긴다고 거기에 내가 도박을 했죠 맞아! 갑자기 급발진 하셔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민첩해가지고. 놀라? 놀라. 미친 거아왜 이렇게 봐요? 윤 진짜 저안 그러시나 제가 뛰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네.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압박감을 준 거고 슬슬 뛰면서 이제 다 닮았던 거죠. 오. 오 잡혔다. 아니네. 자, 1분, 1분. 어, 1분이 남았어? 세겠다. 안 잡히네. 체력, 체력, 체력, 체력, 체력, 체력. 저 끝나는 거 아니구나. 3초, 3초. 승현 승현 놓칠 것 같은데? 아니어 재밌지 않았나 다르긴 하구나 격투가 역시 난 저기 나가면 바로 탈락이겠지? 수로 꼭 만들어주세요. 근데 네, 그거 똑바로 봐. 저 지금 찍으잖아. 어때? 렛츠기. 다음 경기를 진행합니다. 박민지. 안녕하세요. 오르판 여신 박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21년도에 입단을 처음 해가지고 2년차가 됐어요. 찌는 자체가 상대방을 뽑고 넘기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그 네. 밸런스 아, 다 먹진 못하겠다 갇혀져 있다 반민지 참가자 대결 상대를 지고니다 계속 두리번 걸었거요 되게 멋있고 좀 되게 몸 좋으시길래 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재밌겠다 하 이런 남자는 없다 여자 남자 작은 텐션 이겼으면 좋겠어요. 누가? 오, 누 갑자기다. 와. 갑자기다. 아, 예. 멋있다. 아, 너무 꿀잼. 멋있다. 와, 진짜 당황스러웠어. 삐하겠습니다. 삐하겠습니다. 와. 와. 모래야. 모래면 아, 괜찮지. 조정국인데. 정말 저랑 제대로 붙고 싶구나. 저도 피지컬 되게 있고 몸싸움이 되게 능한 스포츠를 했는데 지면 안 되죠. 와. 와. 저를 보통 부르는 수식어는 럭비의 마동석도 있지만 피지컬 괴물 그리고 탈아시아인 별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으셨어요? 어. 약하다고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남자 선수들한테 지는 게 더 좀 기분이 많이 상했거든요, 이상하게. 어, 여자라고 무시하면 가만히 안 있죠. 저랑 붙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우승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덤벼주십시오. 박민지, 장성빈. 남자 대 여자. 와, 무서워. 재밌잖아. 맞아, 맞아. 뭐 지민이 형 왔다? 왔어, 나. 음, 음, 마늘 너무 좋아. 저아왜거안 잡아? 는 거야? 보여줘야 좋다, 오늘이. 처음부터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들어버렸어. 어, 나 이렇게 그냥 공쓸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쉽게 이게 되는 사람 아닌데. 어, 아프겠다. 날아가면 더 많이 날아가니까 바깥다리를 걸어서 빠졌어요 정신이 정쩍 들고 엄청 도끼를 품고 하신거구나 대박이다 이렇게 하나? 와우 갑자기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진짜 여기서 지면 끝이구나 미쳤어 미쳤어 미쳤다! 이제 어디 끝이야! 반대하자! 바람막이 바람막이! 우와! 빠졌어 빠르니까 열받는 거야 열받는데 이젠 모래를 들어가? 안 되겠네 <laughs> 사수가 나죠

이 경기가 정말 멋있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으면은 결과에 승복하는 게 운동 전문가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인 것 같은데 다음에 더 좋은 몸으로 지금 이 몸은 조금 부족했나 보다 이러면서 밥, 밥 먹까? 밥 먹까? 빨리 밥 먹까?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그런 거 만만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와 좋겠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커가지고 포로서만 봐도 압도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뭐 장난 아닐 것같아 진짜 와 헐크 헐크 와 이거는 뭐가 거의 대박 크시다 그 거대한 떡대가 진짜 충격받고 뭐, 주변에 크시는 분들처 몸무게 거의 130kg 그런 그런 걸 약간 좋았는데 아좀 불만하네 좀 와이럽고 이제 그랬죠 안와 움직이고 와 경찰은 기적발 압 맛있겠지? 아, 네, 저 편의점 이거 전 조리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 차 림비크 노관 박정호입니다제 토인들의 실컷 먹어! 가게 했었고, 우리가설 강호승 뭐 이런 수용자들도 제가 관련이있었어요 그 수용자들이 신체적 능력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방어하고 다른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수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안 다치는 게 다행이다. 와. 그런 거는 위험 안 됩니다, 이제. 사람이 찢어버리면 찢을 수도 있겠다. 체력 체력, 그 스피드 스피드, 지그리는 지금 몸안 빠지는 게 없어. 누나 해결 무제한 1등이시기 때문에 방영진 레슬링이. 자, 어느 모양에 그거 만나면 안 되겠구나. 저는 레슬링 선수로 20년째 선수 활동하고 있고

저는 지목하게 되면은 저보다 뭐 덩치가 크거나 좀 강하신 분들을 위주로 저는 딱 뽑으려고 생각하고 사실 아. 팀과 팀의 대결이 누가 중요한 거 아니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네, 살려준다고 하는 건감사하더요 비경장 남경진, 박정호 참가자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거니까 이거 가야 년치다 진짜 센데. 아, 앉아. 질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부셔버리겠다는 생각을. 그렇지. 엎드려.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빵! 빵! 빵! 빵! 빵! 빵 제대로 빵빵 아, 빵. 옳지 잘했어 거 뭐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뭐 어차피 공을 못 잡아도 상대방을 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자자 자자 안 된대 이거 안 된대. 아, 일단 밖에 나가 경기장. 아, 뭐야. 알무가 알무가 알무가 장애가 되어서 공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아 무섭다 진지하게 살아 내가 와서 살아 진짜 아, 이거. 어,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질질 흘리고 먹는. 김민이 형 먹방하는 거 보다 갔다고? 다 먹었다 잘했다 잘했다 그 네, 저는 지금까지 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아, 싸 아, 아. 새끼야. 네, 아, 어? 네. 밤이. 저는 17년 어, 차. 오줌 아니면 똥 싸러 간다 지금. 박정호입니다. 아, 제 초인 시절에 이제 아유 소변 보네 관리를 했었고 이런 강호 이런 나는 많이 먹었다 이거는 네, 내일 남겨놓고 밥해 먹어야 되겠다. 치, 킨 마요덮밥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충분히 있어야 돼요. 성대를 잘갈수 있는 능력. 세다. 세다. 뭐, 레슬링 선수. 야 레슬링 선수 조수 그러니까 아, 야 레슬링 선수 그런 사람들이랑 안 다치는 게 다행이겠다. 와. 다만 곧 양치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찌려버리는 무슨 수도 있겠구나. 체력에는 체력, 또 그 스피드면 스피드, 지구력에는 지구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우리나라 헤비급 무제한 인터이신 때문에 박영진 레슬러 형님. 아, 레슬이랑 저거를 만나면 안 되겠구나. 네, 저는 레슬링 선수로 20년째 선수 활동하고 있고 국가대표를 12년간 와. 했던 125kg 남경진입니다. 와. 아, 오빠한테 너무 여기 오빠 세상 개많 뭐 스트롱맨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음. 별의별 사람다 있고 추성훈이 나온 거는 말 그렇지 그렇지 그냥 한타 수 능력체로 저는 실근 근육이니까 이거 선가 크고 근육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 누구만 해도 아니 네. 마마 마마 오늘 개인기 보여줄까? 마미 자 기다려 기다려 저보다 뭐 정치가 크 안녕하세요 강하신 분들을 아니 앉아 앉아 뽑으려고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앉아 아, 앉아 인사 아니 앉아 막 앉아 일어서 서서 앉아 앉아봐 어. 야! 감사합니다 이경자 남경지 박정호 참가자는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걸 보고 싶어서 백러치다 진짜 센데 제일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 치킨 먹방 끝났고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선을 다해겠습니다 치킨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럼 음. 인사 안녕히 계세요 진짜 무섭다. 치하고저는뭐 전혀 신경 안썼어뭐 어차피 공을 못 잡아도 상대방을 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와 대박. 자자자 자자 안된 이거 안 된대. 아 이거 괜찮아. 밖에 나가서 경기가 아 뭐야. 아무튼 저는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먹방 뭐라고? 뭐야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 인수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공중에 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인사 아, 여기. 안녕히 계세요. 와 미쳤다. 안녕